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<laughs>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김장김치 파김치 그리고 오징어 젓갈 그리고 김입니다 음. 제가 지금 이거를 찍는 이유는 제가 요 전에 지금 방금 바로 도너츠를 먹었어요 옛날 도너츠 근데 좀 많이 맛은 있지만 아무래도 저한테 많이 느끼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의 생각이 간절히 나길래 갖고 왔습니다 급하게 찍는 거예요. <laughs>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다

김치가 안 짜요. 음. 많이 먹어도 많이 안 짜더라고요. 이거 진짜 팔았으면 좋겠어요. 너무 맛있어. 저희 시댁이 시어머니가 요리를 진짜 잘하세요 너무 맛있어 자 이렇게 김치랑 밥이랑 김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오징어 젓갈이랑 굉장히 소박한 반찬인데도 너무 맛있네요 <laughs> 저한테 이렇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